언니 저 허벅지 살 빼고 싶은데 무슨 운동 해야 돼요? 운동의 종류에 대한 답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은 무엇이든 간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시작하는 거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밀려나가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노 레전드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쌓여있는 하체의 부종을 풀어주어서 붓기가 정말 많이 빠져있는 걸 느꼈고 발이 라인 정리하는데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 원래는 허벅지가 좀 단단한 상태로 계속 살았는데 한 3개월 이상 지속을 하다 보니 많이 물렁해지고 다이어트를 할 때도 하체 부분이 좀 더디게 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빠지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좀 빨라졌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건 제가 많이 오래 앉아있는데 허리나 뭔가 골반이나 이렇게 뒤틀리는 느낌? 아픈 느낌이 많았는데 그런 게 많이 사라져서 좋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고요. 한 15분짜리 짧은 스트레칭인데도 온몸이 다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필요한 동작들은다 모여 있어갖고 이거 하나면은 스트레칭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해온 만큼 개운하고 모두가 하기 쉬운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정말 개운하고 시원하고 딱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하고 나면 진짜 진짜 기분이 좋아지고요.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을 듯 합니다. 편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혈액순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고 나니까 편두통이 사라졌고 뭔가 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좀 피곤한 날이었다 싶을 때는 스트레칭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우면 자극이 없고 너무 어려우면 뭔가 의욕이 상실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좀 중간 난이도여서 20대인 저랑 60대인 엄마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땀이 날랑말랑한 정도라서 가볍게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만들어주세요. 스트레칭. Yeah, yeah.